Cheers. 단차 있는 처음 오호. 따르라른 따르. 좋다. 룸 컨디션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. 어, 어, 어. <laughs> 남자도 뭔가 막 한계가 더 없고 이러니까 삼각대 필요합니다. 진짜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. 못할 거야 그 저렇게 남아있어